하와이 휴!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꿀말리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포켓몬 꿀잼 만화 신님의 영상 한번 즐겨볼 건데 지난번 스펙노답 스타팅 삼형제들 인간 정복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얼마나 병맛스러운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그렇다면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뽀뽀 룰렛은 어 뿔총이 뭔가 굉장히 배우에 가려진 악당의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제식 정체가 뭐야 동료들의 피해 복수를 위해 새로운 빌런을 영입한 대왕 캐터피입니다 What do you want? This is the lizard. 자, 이 도마뱀 잔악무도한 도마뱀을 잡아야 해요 우리가 I need you to kill him.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And what makes you think I would help 하, 내가 널 도와야 되는 이유는 뭐지? 어? you? Because if you do, I'll cut you 안 down. 그러면 넌 여기서 Very 죽어 well, I accept your proposal. The li- 오케이 받아드리겠습니다 lizard <laughs> shall rue the day he decided to cross the likes of. <laughs> 오케이 저 파이리만 잡게 되면은 핵노답 삼형제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keep missing. Well, hey, if you never missed, you wouldn't enjoy it as much when you finally hit something. 자, 뒤에 조심해. Feel better? 뭐가 온다. 물총이 공격. try to struggle, you're already dead. 살려고 애쓰지 마. 넌 이미 죽어 있다. 엄청난 독의 말이지. 불충의 공격 성공했어. 오오오, 잠깐만 진짜 독이 통하나 본데 이거? 헐. 아, 어째 다 벌레들은 피존트 엔딩이냐? 어! 어떻게 이상해 씨가 보라돌이가 돼버렸어. Ooh, whoa! When oh. did you guys decide to plug in the Rainbow Man? He's been poisoned. And it looks 완전 이제 마탱이가 갔는데요? Charlie is right. I'm. I. I. Can... no, no, no. You can't move from that spot. Every step he takes will just make it worse. What? 이거는 완전히 그 죽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요, 이상해 씨. No, guys, really, I'm fine. 괜찮아 괜, 괜찮은 거 맞냐? I've got it. We'll raid a Pokemon Center. 어? 포켓몬 센터에 가가지고 그래 해독제를 강탈하는 거야. You know. I probably can. There has to be a solution that doesn't involve robbery. Well, I'm open to better suggestions. Excuse me, I uh. 어, 지나가던 또 피존토가 어? 꿀팁의 전수를 해주는데 독을 치료하는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대 Oh, whoa, really? 진짜? Yep. He calls himself the Forest King. 숲회왕? A giant yellow tree. Just head that way towards Celadon. You can't miss it. See, Charmander? I knew there was a non-violent solution. 어, 뭐... Thank you, Mr. Bird. Eh, whatever. 풀속성! 전설의 포켓몬인가? 자, 그렇게 일단은 이제 이상 씨를 치료하기 위해 숲의 왕을 찾아 나섭니다. 오! 왕표시가 있다. 여기 있네. 과연! 아, 어, 어, 저 잠깐만. 저, 저 실루엣은 설마! 난 고귀한 투배왕 우주동님이시다. 너왕 맞냐? e a n d r e w you, Andrew. You're the worst. 거의 뭐 전설의 포켓몬으로 둔갑해버린 우주동인데. 맞아, 맞아, 맞아. 그 우리 이상희 씨 치료해야 돼. 빨리 그 복치료하는 열매 내놔. 어? You must prove that you are worthy by completing 수패왕 챌린지를 성공하여 해독제를 얻어가십시오. 잠깐만 뭐 <laughs> 챌린지까지 해야 돼? 그래요 일단 뭐 도전해봅시다 지금 이상해씨가 <laughs> 굉장히 위독한 상태예요 시간이 없어 <sighs> We'll do the stupid challenges. Excellent. Let the forest king. 자, 소파형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Number one. Find the best lead. 최고의 잎사귀를 찾아라. What does that even mean? Is it this one? No. Okay. Well, uh, what about this one? 이거는 And you've used all two of your tries. 뭐야? 두 번 실패했다고? 아니 조건 같은 것도 안 알려주고 실패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 Challenge failed. Challenge number two. 자, 넘버 2. Forest trivia. 퀴즈 <clears throat> 그래 그래 Question number 질문이 one. 뭔데요? How many trees are there? 아니 뭐 Hold on. 나무가 몇 How many 그루- tries do we get for this question? Just one, and you used it. Challenge failed. 뭐, 뭐 했다고 실패야 또? All right, check this out. 헐 I can do that once every three <laughs> months. Is this one of the 씨앗 challenges? 낳기 No, I just 3개월에 한 wanted to 번씩 show you guys 가능하세요 that. That's pretty cool, right? Uh, yeah. Sure. <laughs> I tricked you. It Well- was one of the challenges, and you failed. Challenge failed. 이거 거의 stupid. 저희를 농락하는 것 같은데요 Challenge 이제 failed. 슬슬? Challenge failed. Challenge failed. Challenge failed. 뭐만 하면 실패래 Challenge failed. Challenge number 27. Find the greatest leaf. But we are. Hang on. I think I figured it out. 인내심의 한계가 This one. That 다가옵니다 is correct. 어, 어 Took too 맞았어! long to figure it out. Challenge failed. 음,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진짜. 그래 꼬보해. What are you doing? Charmander, attack! What happened to empathy? Screw empathy! There's a time and place for everything, but not now! Kick his ass! Finally! 우리를 그냥 갖고 놀 생각밖에 없어. 빨리 말해. 열매 어딨냐고! Tell us where it is right now! there never was a berry. I was 뭐야? making it all up. I'm sorry. I'm, 이 자식 I'm 결국엔 낚시였어? I don't even think that's a real thing. I knew it. 그 대가를 치러라 이 자식아. 숲의 왕사망. 그래 가장 쉬운 방법이 있었지. 예술은 폭발이다. 해독제 내놔! 아유. Sometimes the best solutions are the easiest. 진작에 그냥 포켓몬 세터 털걸 그랬어. 이 쉬운 방법을 가지고 어? 개고생을 해버렸어. That's not how you. Hey guys, did you find the berry? 뭐야? 어? 야, 야 이상희 씨, 너 어떻게 와서 여기? Sorry, I got a little bored of waiting. But you, you look fine. Oh, that's right. I keep forgetting. Bulbasaur's half poison type. 아, 이상희 씨가 그 독이 강한가 봐요. Has an immunity. Yeah. Uh, any chance we can find some more of that stuff? 왜 우리 개고생한 거야? Really, really like the way it makes me feel. Well, we didn't do all that for nothing. Hold him down. I'm 잠깐만. 아 잠깐만. 그냥 이대로 가면은 우리 개고생한 거밖에 없으니까 너 이거 먹어라. Home anyway. Giving what to me? 먹어. 다 먹어! 일단은 오늘 뿔충이를 섭외를 해가지고 이 캐터피 왕의 피해 복수 노려보려고 했지만 오늘도 실패입니다. 자, 다음 닭, 작전은 뭐냐? <laughs> 아, 아, 아, 너님이 또 여기서 왜 나와요?